님께서 LA풍 노래를 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라송을 틀어주셨어요 <laughs> 라 LA 안녕하세요 전 지금 공항을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왜 웃고 계시는 거죠? <laughs> 왜냐면 베르사체 행사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LA로 떠나거든요. 그래서 저녁 비행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공항 패션을 <laughs> 하게 되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어서 약간 떨려요. 처음 경험해보는 거라서 그래서 샵 원장님이 그냥 지우 잘하는 거 보라트 하고 라고 하셨는데 잘 해보겠습니다 공항에서 킬게요 기자님들이 아주 친절하게 잘 해주셔서 첫 기사 사진 잘 나온지 모르겠지만 아직 확인은 못했지만 재밌게 찍었어요 저는 작은 아씨들 인주 이념 생각하면서 확인다지 먹으면서 이제 기다리겠습니다 무사히 탔습니다 박지우 시선 집중의 어세거리 사진 보여주세요 이건 영상입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어... 어, 어디 어디로 가면 되나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내해 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무사히. 근데 진짜 자다 깨면은 이거 하고 약간 오기가 생겨요 제가 최고 기록이 5130인 거거든요 아, wow. 근데 이게 나름 한양대 연극영화과 저희 동기들 사이에서 제가 이거 유행시켰어요 이 게임 을 근데 애들이 저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저 진짜 천점은 눈 감고도 가요 눈 떠있는데요? 진짜 실장이 킹 받아요. 옆에서 실장님이 방해를 해도 오, 진 저는 아무렇지 않게 간단 말이죠. 억강 됐어요. 억강스지요? 억강스.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다녀 보려고 합니다. 라라랜드 촬영지입니다. 아, 우와. 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달을 보기 위해. Currently, he appears to be on Mars, just like the upstairs. 달을 보기 위한 물감기 연습. Piece or is it like like that? It's like that. Like that. Oh, yeah. 맛있겠다. 별 쉐이크해? 그거 맛있어요? 먹었어? 네. 먹어. Yes, please. Should I, should I? 스팟 이거는 메뉴에 없대요. 따로 말을 해야겠대요. 음. 맛있어. 음. 여러분들은 감자튀김을 쉐이크에 찍어 드시나요? 전 처음 알았어요. 이제 어디 가나요? 저희 지금 라라랜드라는 기념품 샵을 갈 건데요 제일 큰 대규모 기념품 샵이래요 지금 제가 아주 감격스럽게 스스로 길을 찾아서 가고 있는데 지도가 저희는 여기 라라랜드 여기 고 해외에서 길 찾는 거 처음이에요 아주 감격스러운 순간 Ready. 2, 3, 1. 액션. 멋있다. Best couple. Best team.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희 팀. 베스트 팀. 병원 선배님 이름 찾기를 할 것입니다. 여기 어디에 계신 거죠? 저쪽인 것 같아요. 어, 여기까지? 이게, 이게 다 껴서? 아련 이런 이런 이런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하루를 마쳤어요 마밤 지금 야경이라 안 보이네요. 뭐래 밤이라 안 보이네요. 안녕, 내일 킬게요. 내레이. 파이팅.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나요. 으악!